지금은 보리자리를 2박 3일 만에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. 두근두근 애들은 과연 반길까요? <laughs> 완전 이 뭐하는 짓이야? <laughs> 우리 애들은 과연 우리를 반길 수 있을까요? 이거 안 쓸 거야 얘는. What is the name? Ah! 어?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알았어. 간식 줄게요. 아이고, 이거. 때리는 일로 가. 너네 여기 와. 자, 캔디. 왕언니부터 드세요. 왕언니. 어, 니거 네 아니야! 그 왕언니 거야. 둘째 언니 먹어야지요.